빡. 오, 오지마. 왜? 아 잠깐만 아, 아 데빌이지? 아 지금 데빌이지? 아 어, 데빌이었지? 날개가 없어가지고 순간 헷갈렸네 Oh! Enemy spotted. <laughs> yeah, boy. Oh, oh okay.